찌찌 자려면 너 혼자 자게. 제발. 뭐죠? 왜? 네. 찌 하지만 이게 시기야.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! 여러분도 행복하세요! 뭐야, 우리가 거기 비와? 어?